내가 살 수 있지요 당신 덕에 살아요 정말 그래요 당신이 존재하기에 나 역시 살아 즐겁게 살아요 나는 살아요 당신 있어줘서 내가 살 수 있어요 당신 덕에 살아요 내가살수 있지요 당신 덕에 살아요 정말 그래요 당신이 존재하기에 나 역시 살아 요 고마웠요 행복했어요 영원한 내 사랑 당신 당신 당신 덕에 살아요